그래 가자 너네 훈련장 가서 화살 챙긴 다음에 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냥 씨 근처 마트로 가든지 내가 보기에 야 비밀번호 310! 320! 320! 320! 320! 미진아! 一、一、有。